자, 화재 설정. 네. 우선 관리 사무소에 이렇게 해놓고 네, 화재가 설정이 되면 이렇게 표시가 네. 나고 네. 이벤트에서 화재 감지 그다음에 지금 관리 사무소에 됐으니까 여기 이제 세팅 네. 화재 연기 감지 뭐 민감도는 중간 이렇게 해서 확인 네. 이벤트 연결 팝업 네. 확인해 놓고 이벤트에서 팝업 설정을 하연 이게 지금 49번이니까 장치 49번 카메라 49번 관리실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세팅 끝이고 화제 한번 줘봐 내가 해줄게 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야 예. 불이 좀 약해졌나? 아니야. 네, 자, 됐, 이런 식으로 됐어요. 알람이 떠서 여기 화염 감지라고 이렇게 뜨고 알리시. 그 다음에 검색 시 검색에 들어가서 이벤트 검색에서 네. 하나 아직 지금 아마 차 번 뜨는 하고 아마 그럴 거야. 차. 왔다 갔다 데이터가 지금 많아서 이벤트 검색에서 화염으로 네. 검색 그러면 관리실 관리사무소에서 아까 불났던 이 장면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위 이벤트만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. 여기까지